아 귀여워 브랜디 페퍼 하이 <laughs> 상식 따위는 없습니다. 그 정도까지 일일이 신경 쓰긴 무리죠. <laughs> 하이 엄마 hi 엄마 간다 언니가 바닷가 많이 데려가니까 보람이 있네 어? 엄마 좀 와봐 어? 맛있는 거 주잖아 엄마가 아니 아니 맛있는 거 주잖아 엄마가 언니, 언니한테 언니한테 언니 아, 아, 아, 어, 피해갑니다 속아주지 않는군요.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.